Thank you. 산책? 가자 가자 둘이 산책 가자 가게 산책 가게 누구야 빵이야 빵이야 산책 가자 베베 산책 가자 갈 거야 산책? 가자 가자 베베 산책 가자 베베 산책 갈 거야? 응? 가자 가자 가자 베베 산책 가자 산책 가자 가자 또 가자 가자 가자 또 가자 또 산책 가자 응? 가자 가자 흑살이 산책 가자